うまいでしょなかなかのだよよっしゃお願いしますそ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っほっほはほっほっい、っほはい、はい、 Yes. 아니 흑가 이쁜 말이야 아니 흑가스도 에이 h Hey! 간다. 에이, 에이, 어우, 그게 무슨 말이야? 어우, 에이, 빵. 해봐 좀. 에이, 됐어. 에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